한 그 2만원 날렸어 나 지금 2만원 날렸어 완전 저기 진짜서 끝에 살짝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어머? 어머? 이게 정말 어려운데 다 이게 일본 최종 어떻게 됐죠? 2만원 1 2 0 0 형은 아형 그것만 주면 안 돼? 됐어 앞으로 와, 와 진짜요 야 진짜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진짜 나 와. 어, 야, 야 진짜 그러니 진짜 다 왔어. 야다 왔어. 가자, 가자, 가자. 야, 진짜 다 왔어. 진짜 다 왔어. 야 진짜 다 왔어. 아 이거 됐다, 야 이거 됐다. 아. 아, 아. 다음 거, 다음 거.